멘트 좀 넣어줘. 홍기 덕분에 이 좋은 장면을 찍을 수 있었다. 이제 홍기 덕이 온 거야 여기를. 네, 여기를 데리고 와야 되겠다. 이야. 좋아갖고 아 모르면 흥분해. 아 이건 요트장이다. 요트 정박하는 집이네요. 그래 우리 지나고 오잖아. 어. 이제 우리는 우회전을. 여기가 탐... 탐... 그 시내에서 오려면 이 길로 와야 되는구나. 이렇게 가죠. 네, 여기가 타마키 드라이브. 여기가 되게 좋고 저 건너가 아마 저 건너가 대본포트일 거야. 전 세계에서 요트가 제일 많은 도시 오클랜드. 저기 오클랜드 시내고 저기 오클랜드 시내야. 아, 어, 저기 어. 근데 네, 여기까지는 한국 차들이 오는 데야. 관광객, 관광차들이 오는 데고, 네, 저 위쪽은 이제 안, 와, 안 와. 여기 나도 지금 처음 보고 거든 네, 우리나라 카페가 이렇게 들어오면은 진짜 잘 잘 될 거야. 어, 인테리어도 어마어마하 잘하고. 외국 애들이 유럽 애들도 와갖고 쭉 반했어. 일본 애들도 반하고 야 한국은 카페가 너무 예쁘다고. 그럼. 그게 유럽의 모든 전 저쪽이 대본 포트쯤 돼. 이게 랑기토터 어디서나 보이는 랑기토터. 이게 700년 전에 만들어진 섬이래. 700년인가 1000년인가. 그래서 이 주변을 보면 다 화산층이야. 괜찮냐 생동네게. 어 기도 하나. <laughs> 아니 내 배경에 왜 들어가시나요? 아니 이 아저씨 맞은 우리 집에 있는 잔이네. 아, 이거 집에 있어, 이 잔이? 네, 둘이 짠하세요. 근데 이 500잔이 더커 보여, 우리나라 잔보가. 시각적인 거 아닌가요? 시각적인 거? 밑에가 좁아서 그런가? 그러니까, 어, 위가 넓으니까. 천수시간. 아, 대접이야, 대접. 짠하세요, 두 분. 자, 초상권 괜찮으신가요? 얼굴까지 박을까요? <laughs> 맛은 어떠신가요? <laughs> 죽이나요? 야 오버 오버 진짜 오버 액션 너는 그게 불요하니까못쪽빨려 지금 살짝 뭐의 기분이 상하셨어 지금 서방님 그지? 아니야? 그렇겠지 조력자가 있어야 돼요 그치 그치 어, 맛있네 맛있어. 맛있어요? 어, 많이 드셔 음. 이제 위에서 아래로 와 감자칩이 뭐하고 세트였는데 아까 아, 아 맞다 얘랑 메시드 아, 포테이토를 할 건지 맞아. 감자칩을 할 아, 건지 아, 응. 맛있죠 음, 나감자튀도 맛있다 이것도 맛있어 너 근데 이거 계속 먹어본다고 생각해 느끼해서 못 그지? 아 뭐, 아파 난 그래서 우리나라 많이 좋아 근데 그러지 않고 먹으려고 하면 정꼬이나 인디안 인디언 커리 카레 커리 어. 커리 커리라 인디언 커리가 맛있는 거야 매운 거 먹는 거 어, 나중에 인디언 커리 인디언 우리 집 앞에 인디언 식당 있잖아 거기 가서 잘 가야 돼 어? 잘 가야 돼 그래? 그것도 좀 다른 데가 따라 다른가? 거기는 안돼 거기 안돼? 거긴 테이크어웨이인데 나 먹었어 식당 가서 먹어야 돼 거기는 테이, 테이크아웃만 하는 데야? 아니 그냥 조금 안 돼서 먹을 수 있는데 테이크아웃 말고 식당 가서 먹으면 이 인디안 커리 비빈 달려있거든? 몇개 달라고 하면 진짜 맛있어 먹어도 먹어도 이렇게 안 물려 나는 내가 음식은 가리는 게 없다고 했잖아 그래서 외국 제가 다른 나라 음식만 먹고 싶어 진짜 고약한 것들도 많잖아요 어차피 못 먹을 수도 있긴 한데 그래도 그래도 거기서 맛있는 걸 좀 찾아보고 싶고 그래서 그때도 시해 나왔고 그때 이제 저기 뭐야 어, 이어도 먹고 그 다음에 가서 가게 되면 다른 거 먹어야 돼 여기 이탈리안 레스토랑도 내가 가본 데가 있거든? 그게 노쇼에 있어. 거기가 제일 좋아. 밤이랑 한번 가봤잖아. 만들기가 껍질에 붙어있는 이물질 제거하는 게 되게 힘들어요. 그죠, 아무도 젊음을 위하여 들어가. 문화 시가 좀 아쉽네. 많이 아쉬워요. <laughs> 입 옆에 닦아야 되겠네. 우리 했던 말이 뭐냐면 야 공무원 시험 공부할 때 영어 때문에 답답하 그러니까 너 영어 영어 점수 되니까 공무원 시험 어, 맞는, 거야, 이게. 그냥 딱 반대였다? 어. 되는 거 너무밖에 없어. <laughs> chị Trúc ơi, về